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김윤희입니다 기분 좋은 봄날씨와 함께 제 새로운 싱글 ABC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이렇게 소식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어, 이번 싱글 ABC는 통통 튀고 발랄한 봄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다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4월 21일 오후 6시에 찾아뵐게요 지금 내게로 와 to get away.